아라TV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입니다 자기소개 타임을 가질 건데 시간이 6명 다 해서 50초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팀워크 그룹이니까 이 정도 딱 맞아요 네, 할수 있잖아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막내 주윤입니다 나이는 19살 별명은 주둥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시연입니다 나이는 22살 별명은 강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막내 불방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다원입니다. 나이는 24살, 별명은 다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나이는 21살, 별명은 마도리카 김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어, 시연 언니는 키에 비해 비율이 엄청 좋아요. 아, <gasps> 비율 자랑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저희 팀내 네 중에 최고 동안. 아, 그러면 이제 귀여운 애교를. 모두 다 원하는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 한 소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딴딴딴 사랑을 차, 영화가 차, 너를 봐야 보면 순간 눈은 힘들 수 없어 저것도 봐도 보고 싶어서 제가 치, 소개해드릴 아리아즈의 매력부자 친구는요 열이 친구인데요 춤을 아주 아주 잘 춥니다 매력적인 친구니까 여리씨의 예쁜 춤선 아, 한번 보여주시죠 타이틀곡을 한번 시작! 자 몰래 몰래 몰래 베베베 잠좀 밤깨요 베베베 다음으로 효경이의 장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목소리가 해볼게요. 어. I only wanna die alive, never by the hands of a broken heart. 와! 완벽해. 그럼 저희 막내 어. 주둥이 막내답게 정말 애교가 많아서 실생활에서도 언니들한테 아, 맞아요. 어, 애교 개그인가요? 액션. TV에 찾아온 만큼 땡땡 선발하는 식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라TV랑 아리아즈한테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코너라고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아 맞다 시청자 여러분랑 같이 하는 게임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아,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아리아즈 그리고 아라TV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